리듬 막히는 자동차 사열기나 one two three 리듬 타면서 춤을 춰 It's a life 이대로 one two stay Now follow me la la la la la Go sing along la la la la la 나 하고 싶은 멋대로 너 하기 싫은 맘대로 And one more time la la la la la Set me free la la la la la 어쨌든 뭐라던 하고 싶은 멋대로 또 하기 싫은 맘대로 And one more time la la la la la Set me free la la la la la